저는 지금 유정이와 함께 조식 뷔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 제가 울려노부 대표 치돌이로서 이게 미니 치킨 피자고요 여기 치킨 날개 있고요 치킨 갓 치킨 소세지 치킨 치킨 슬라이스 소세지입니다 일단 궁금했던 이게 양고기로 양고기 양고기라고 고기는 완전 맛있고 특유의 그 향이 있는데 나인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치킨 가슴살 소세지 음 괜찮네요 확실히 호텔 조식이라 그런지 분류가 세 가지 약간 밥이랑 시리얼 빵 이렇게 근데 셋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궁금했어요 다 궁금한 것 같아 나는 <laughs> 치킨 치킨에 담백하니 맛있네요 매일까요